개밥 든 여자 갈까? 개밥 든 여자 가서 개푸치노 먹고 올까? 더우니까? 자몽이 저번에 못 갔잖아 오늘은 같이 갈까? 개밥 는 여자 가자 음. 뽀뽀는 안 된다고 했잖아 잘 먹어 서리 잡고 와봐. 유리야. 여기 올라가. 닭고기야. 안 먹어?

Thank you. 야 소리 야 소리도 먹게 좋은 안 거야 아 너무 귀엽다 싹싹 긁어 먹어 음. 아,